빨리 해 자기 <laughs> 구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형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쿠리코한테 자기라고 부르기 평상시에 쿠리코가 저한테 자기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저번 Q&A 영상에서 본인한테도 좀 자기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でも私ねチャギと呼んでほしいなと思ってますいつか 그래서 오늘은 연애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라고 불렀을 때 쿠리코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었어 자기야? 아 진짜 떨리네 대전역 굴다리에서 17대로 맞짱질 때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제가 16번째였거든요 출발 출발 그흐 기히 봐봐 그리고 그치? 뭔데? 아니 맞아 준비 중이죠 아니 근데 카메라가 사실 그냥 그리고 픽셀가 혼돈이다 기계고 그리고 밑에 밑에 아이사... 안녕 진짜의 니오르 데이스 오 표, 와타시 아리 라디오가 주니지 스기 때 오와로 카라 음, 와타시 カフェにいればいいんでしょうんご飯何何食べますかお互いに食べたいことを話します私ね간장게장とかは本当食べてみたいなと思う最近韓国料理好きだよね本当간장게장そこ店あるじゃん、うんそこ一度食べたいんで자기는何食べたいなんか食べたいこととかあったらなんで話して自分が今食べたいこととか私は 立ち食い寿司立ち食い寿司立って食べる寿司なるほどえなんてチャギ今なるほどだから結局私が食べたいこととジャギが食べたいことをた一緒に考えましょう何え何急に<laughs> なんであでも私は간장게장食べたいじゃなうん 자기 나이가 음,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왜아 온도 하얗고 하나시대 온도 다게 되게 고트로 네? 寿司ら食べたいよもう何そんなこと話したことなかったじゃん本当に아니 <laughs> 어, 네, 네. 그게 아니라 아니 자기 스시가 먹고 싶었어요? 응 아니 자기 뭐야 돌아가야 돼 <laughs> 자기 当にもうもうもう 저는 어떠지? 하나 소나이 한다? はいもう足し足し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주세요 빨리 해 자기 아니 これ 잠깐만 なんでこれ持ってるのこれストレッチマシンこれアダルトなものじゃちょっとない LE に見えるかな違う結構こうやって あ LE に見えるストレッチするのそれなんか私ね私がチャギって話したらちょっとこれこれでちょっとアピールするかなとこうじゃない見て見てライターだハードルセッチャンおおいや見見えてないじゃん今今봐봐違いますよカメラがのおー 그치? はい 뭔가 픽셀 또 보면 좀違う죠 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 あれあれ違う違う 이거 많이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잖아 하다 보면 이제 기린이 미웠어요うん또 け上下ん上これもめちゃくちゃいいな これ名前ないんで書く毛上下毛上わあすごいいいね 또こんなに見ませんか私も男性ですけど私も私で 자기도 진지하게 기레인이 나른다本当 밑에 그치? もう見ないで 근데 見ないでねも 봐봐 <laughs> 아, 아 가슴을 그치? 자기도 예쁘지? う何 왜? え誰が誰のチャゲラの 아니 그럴 것 같으시면 자기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순간 다 하지 말고 네, 아 헌터 헌터 그리고 이거 하이고 테스트 테스트 하얗고 뭐 하얗고 하얗고 하얗고 봐봐 봐봐 헌터 커피다 커피 김용식도 멋있고 자기도 예쁘지 왜 그러냐고 왜어 자기도 예뻐?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 하얀 거 이거 할거 같아 좀 할거 가야 돼 아니 가야 아니 아니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왜今日 どうして?どうして? 왜? どうして? 그러니까 아, 何か買ってほしいな. 그 그 아, 지금 <laughs> 지금 아니, 何 지금 지금 왜何が食べたらこう? 간장게장 간장게장 아, 사줄게. 사줄게, 아띠를. <laughs> 사줄게. 자기가 자기가 가이만 살게. <laughs> 네. 어디에 끄고 있어요? 후 라디오에 지금 가고 있는데 응. 한국어로 진행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전의 최양락 해봐 그리고 최양락 최양락 최양락 최양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가고시마 살 때는 뭔가 되게 조용하고 시골 같은 고맙습니다 헐 잘했니? 소리가 무지롱 하나씩 <laughs> <laughs> 빨리 와 자기야 뭐하지? 뭐 30분 뭐, 빨리 와 자기야 <laughs>